안 들어진다 가위바위보 Go go 자,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빠른 진행해 주시는 우리 찬영께 감사드립니다 공깃밥? 여기 있는 음식값도 다 없어 공깃밥도 없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되끼입니다. 되끼.